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스노리터 별나라 여행 별나라로 떠나요. 반짝반짝 별나라 와, <laughs> 별들이 반짝반짝하네. 외계인 친구야, 안녕! 우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외계인 아저씨.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. 电话不亮。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자. 사랑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별나라 여행 별나라로 떠나요. 반짝반짝 별나라 와, 별들이 반짝반짝하네 외계인 친구야, 안녕? 제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외계인 아저씨.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. 맛있게 먹으렴. 자, 선물이야. 와, 선물이다! 와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, 또 만나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자. 사랑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반짝반짝 별나라 와, 별들이 반짝반짝하네 외계인 친구야, 안녕! 우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외계인 아저씨.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. 맛있게 먹으렴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별나라 여행 별나라로 떠나요. 반짝반짝 별나라 와, 별들이 반짝반짝하네 외계인 친구야, 안녕?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외계인 아저씨.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. 맛있게 먹으렴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자. 사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별나라 여행 별나라로 떠나요. 반짝반짝 별나라 와, 별들이 반짝반짝하네 외계인 친구야, 안녕!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외계인 아저씨.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. 선물이야. 와, 선물이다! 와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. 娘。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